인생의 되감기는 없다.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를 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시대에 낭만 네오나르도 다빈치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신코 꽃 폴라르 디카프리오입니다. 6살 때 웅변대회에서 최연소 대상을 받은 게저의 예술 세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미완성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 가서 그림을 또 그렸어요 금강산 그리기 대회 하지만 전 금강산을 못 그렸어요 너무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생각했거든요 네,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하지만 그 무서움을 깨고 어,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갔던 상급 학교에서 연극을 접하게 됐어요 어, 무대를 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 중국에서 신인상까지 받았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좀 그림에 대한 열정 어떤 저의 사상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영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예, 네,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연기와 연극을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이 길로 들어섰죠 어, 그래서 저의 예술은 뭐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없어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많은 행복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의 미래는 되게 창창하잖아요 네.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고 네. 그런 경험을 통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남미, 유럽 막 예술로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과 어떤 교류하고 싶다는 열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내 그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촬영하면서 계속 영감 받으면서 바뀌고 있고 이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구의 세계 평화를 가지고 네, 작업을 하고 그러고 싶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중간에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세상은 계속 송두리째 바뀌어왔어요 어, 같은 예술 맥락 속에 있으면서도 제가 하는 매체에 따라서 저의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게 쉬웠냐 네. 답은 yes 엄청 쉬웠어요 어, 왜냐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어떤 다른 분야로 간다고 해서 내가 굳이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저는 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의 어떠한 자신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길 원하면 이걸 잘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뛰어들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죠 뛰어들 때마다 어떠한 준비 기간에 있는 자본이나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럭키가이였다 생각을 해요 세상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좀 덜 변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여기서 어떠한 승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생되는 무언가 어떠한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은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걸 이용한 어떠한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가져가고 싶은 어, 그런 느낌은 있어요 Thank you 이제 팀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떤 것에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순간 이렇게 뭐 회의를 통해서 공유할 때는 있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코미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코난 오브라이언 선배님 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서 그런 재미있는 노크나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술적인 좀 영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저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거는 색깔? 네. 색깔 아름다운 조합 미국의 총기 규제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감이 되더라고 Thank you 재료가 중요하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재료는 저희한테 어떤 거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보이는 모든 것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인 것 같아요 뭐 기본 미술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물감 색을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프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나무 뭐 각재, 뭐 공사판에서 보이는 것들 아니면 을지로에 갔을 때 보이는 수많은 재밌는 재료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색깔 사슬을 쓸 때도 있고 많은 색 테이프 저희는 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고 그것들이 멀지 않게 있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예, 소중하게 예, 가까운 예술로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주변에 여러 것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에도 네, 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베이징에 옛날에 이거는 연극했을 때 공연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중국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 그러면서 샀던 모자예요 사실 뭐 베이징 갔을 때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 308로서도 뭐 해외 전시를 몇 번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중국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사왔는데 예, 그러면서 참 저는 이 송동모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고 뭐 이런 어, 저는 이건 신발로 좀 쓰는데 예, 이렇게 예, 이, 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 사랑 사랑은 또 예술에 있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제 사랑이 준 어, 양말 신발 신발 양말이에요 예, 예. 어, 모두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예. Thank you